신랑나라 신랑 좋습니다. 먹지 말고 기다려 기다려 정말 감사할 땐 느낌이 난 이름을 적어봤어 또리야 기다리랬지. 끝내다 먹었어? 이걸로 하나.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. 음. 또리야 기다려. 칫솔이나 표지라면요 칫솔무가 세 개니까 아. 세 개의 칫종무가 왕복과 회원의 현림을 예! 표시로 바꾸세요. 일단 몰랄 거예요.